오늘도 내 네, 영상 봐줘서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언니 앞머리 그렇게 긴 거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어... 앞머리가 잘 안 넘어가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잘 넘어갔어요 앞머리 어떻게 없앴어요? 안에 지금 숨겼어 여기서부터 머리를 끌고 와서 앞으로 슉 당겨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잘안 하시던 검은색으로 염색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 제가 이거 신장이식 수술하고 나서 염색을 두피에다가 하는 염색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까만 머리가 이만큼 자랐는데 6개월 동안 뿌리 염색을 못 해가지고 까만 머리가 이만큼 자르고 여기 갈색 머리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염색을 못하니까 여기 위에 머리색을 맞춰서 여기 아래를 염색해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는 실제로 제 까만 머리고요. 여기 아래는 염색한 까만 머리예요. 그럼 탈색 안 하고 있어요? 까만색 할 때 왜 탈색을 해? 까만색 할 때는 탈색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경계선이 보여요. 경계선이 보일 정도라고? 거짓말. 경계선이 안 보이는데? 앞머리 없애니까 더 이쁘네요. 그러니까 앞머리 기르는 중이에요. 한참 기르고 있어가지고 한 반년 정도 더 있으면 앞머리 거의 다 기를 거예요.